음. 네. 아, 김중규가 패스 미스했으면 보나치치 가운데로 옵니다. 자 역습인데요. 역습이에요. 반대쪽에 체크해야 되는데요. 나와줘야 되는데. 나와줘 들어갑니다. 두 번째 골 보나치치. 물건 하나 들어왔네요. 어 지금도 어 송강한 대진이 감독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만 보산 지지 선수 이야 지금도 김영태 골프가 나온 것을 보고 칩샷인데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. 두골 킥으로 완전히 예, 김영대 골프를 농락하는 골이었습니다. 자, 중요한 건 지금도 상, 어, 수비에서 패스입니다.